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99년 1월 31일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나 하나만 기다려준 너를 오늘도 습관 같은 전화 따스히 받아주는 너에게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데도 그때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불편한 사이가 싫어서 너무 오래 살아 힘들어서 아픈 눈물 흘리는 날돌았서 못된 내 마음도 기다려준 날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데도 그때 내가 잡은 있을까 못난 내 눈물도 다시 감싸준 나를 호호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해 그대가 흔들린대 우, 내가 잡을게요 아무 걱정 마요 내 손을 잡아요 저 은근아처럼